Audio Jungle. Audio Jungle. Clave mette da uba la yara. Audio Jungle. Ti uba. Clave mette da uba la yara. Hey, 또 이기자 문제야. 잘 받아먹여. 야이, 바람이야. 오디오 정글. Sinelak Dayana, Teban Honani Gudana, Adam Sinelak. Audio Jungle.